응? 아니야 너무 무섭게 그치 고마 주세요 안 줄 거예요? 주세요 뺏겼어요 소리 잘 내네 아 네. 우리가 어, 어이구 그렇지 Shh.